액시아의 10분 강의 액시아입니다. 오늘 진행할 강의는 추세대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대 채널은 저항 추세선과 지지 추세선의 공간 안을 의미합니다. 채널은 평행한 두 선의 공간을 말하는 평행 채널이 있을 수 있으며 또는 시간 진행 방향으로 공간의 폭이 좁아지는 수렴형 채널 또는 반대로 넓어지는 확산형 채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향에 따라 상승 채널, 하락 채널, 그리고 수평 채널로 나누어집니다. 채널을 통한 매매는 해당 공간 안에서 움직임이 계속할 것이라는 투자가들의 지속적 관심과 또 반대로 해당 구간을 벗어났을 때의 의미를 해석하는 돌파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지와 저항 구간의 평행한 평행 채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작도를 해 놨습니다.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고요. 어, 시간은 지난 3월, 3월부터 어, 4월, 4월 초까지의 어, 4시간 차트에서 음, 저항과 저항구, 저항 구간과 그리고 지지에 두 선이 평행한 평행 채널이 작도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어, 채널은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투자가들의 지속적인 관성적 그 관심과 또 이 해당 채널을 벗어났을 때 해당 채널을 벗어났을 때 이와 같이 벗어난 움직임에 이 움직임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지 이 선이 지지 지지선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다면 해석을 하고 있었다면 윗부분의 저항 채널의 상단 부분에서는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해단의 해당 채널의 하단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채널의 채널을 벗어났을 경우에 이와 같이요 매도의 관점이죠. 매도의 관점 저항 구간 저항 채널의 상단은 저항이니까 돌파 이후에 이 채널이 채널 상단이 다시 어, 지지의 역할로 변경된 것이 확인이 되고요. 돌파 이후에 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추세선, 트렌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채널 역시 기울기라는 것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이 채널은 결국에는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 기하학적으로 채널을 좀 접근한다고 보면요. 음, 기하학적으로 접근한다고 보면 상승 채널에서 상승 채널이죠. 상승 채널에서 어, 가격이 움직임이 있었다고 칩시다. 첫 가격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가격이 움직이고 마찬가지로 작도를 하기 위해선 최소한 지지와 저항의 상승 채널일 경우에는 지지의 영역 두 포인트가 두 포인트가 형성이 되어야 형성이 되어야 아 상승할 수 있는 채널이 작도가 될, 것, 작두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이후 진행되는 이후 진행되는 어, 움직임이 만약에 동일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면 이 채널 안에서 움직임은 아마도 같은 비율로 61.8 같은 비율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채널은 기하학적으로 결국에는 음, 수평 채널은 수평 채널은 결국에는 동일한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라는 관점에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채널이 이탈되거나 위로 이탈되거나 혹은 아래로 이탈되었을 경우에 이 채널의 관점은 다시 바뀌게 되겠죠. 보다 어, 넓은 채널로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요? 있고요. 채널을 작도를 해볼게요. 당초에는 당초에는 차트가 여기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채널을 작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채널의 하단까지 하단까지 매도의 관점을 유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비율과 이 비율 그대로 따른다고 했을 때 이 비율 그대로 따른다고 하였을 때에 대한 다음 타겟 포인트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채널은 채널 하단까지 내려오지 않았고요. 채널이 다시 이런 채널에서 벗어난 채널로 진행 과정 중에서 채널을 뭐 변경할 이와 같이 변경도 가능할 것이고요. 채널이 돌파된 이후에 채널 상단에서 지지가 발생되는지 지지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다시 채널은 이와 같이 수정 변경해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하단 부분에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이파동과 같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엔 시간이 예상된 예상 시간을 벗어났지만 벗어났지만 채널 이탈을 하였습니다. 결국엔 마찬가지로 이 채널이 이렇게 변경되는 채널이 이 수평 수평 채널을 벗어나는 순간이 상승 채널로에 대한 전환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다른 다른 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어, 아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 주세대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음, 내일 내일 엑시아의 10분 강의에서 주세대 2편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